방탄소년단이 소년단이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이 한국 그룹으론 처음으로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이 오늘 케이팝 아이돌로는 처음으로 방탄소년단이 방탄소년단이 Life as a zoo in a jungle. We got to find and get our weapons to rumble. And BTS, we're the kids who are too cool for school and too bad to be good. So I'm gonna fight against all the prejudice. Fight for my generation. Fight for music. 지금 위기가 많이 있었어 이제 방탄소년단으로 합류하기까지 위기가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때마다 정말 놀라운 정도의 그 발전들을 미션들을 이제 클리어해 오더라고요 2013년 1월 25일 지민의 일지 공개된 만큼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 2013년 2월 25일 25일 만나 25일 지민의 일지 덩달아서 부모님이 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 만큼 더 열심히 해야겠지 열심히 보고 싶고 한 만큼 아 요즘 불 붙었다 불 붙은 만큼 와 열심히 해야지 2013년 5월 17일 오전 11시 47분 47번. 방탄의 음. 로그! 음. 저희가 이제 어제 전부다들 이제 연습을 너무 열심히 하고 아, 가지고 그아 그러니까 상, 태들이 지금 지금 음. 영 좋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제 1위 오버인 것만으로도 진짜 영광이죠 정말 영광이죠 저는 바랄 게 없습니다 1위 오버 한 것만으로도 정말 짱이에요 방송에서 점수, 음반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 여러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저같이 와주세요. 그 생긴 그 바. 자, 안녕하세요. 방탄소입니다 아, 네. 아, 저희 팬분들, 아미 여러분 덕분에 또 저희가 1위 후보에 올라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행복한 순간인 것 같고요.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어, 저희 마마 무대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음. 그래서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아리야, BTV 좀 틀어줘. BTV를 엄 켰습니다. 그런 심정인 것 같아요. 커피 신선발 주죠. good, 이렇게 옆에 해외 아티스트가 옆에 Chainsmokers 있어. 야, 막 Diplo랑 야, 아까 나 화장실 나는데 리... 아 진짜 너무 너무 힘들다. 아 2주차인데 우리